안녕하세요. 더미네어 모모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 고객님의 고민인 볼륨감을 살리면서 시크한 디자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medium 단발 기장이거든요. 그 이 상태에서 어, 뒷라인에 disconnection을 넣어서 좀 짧은 short bob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컬 섹션으로 스퀘어 쉐입하여 오버 다이렉션 커트합니다. 맞춰서 3cm 디스커넥션 해줍니다. 미들 섹션인 그레이주에이션 쉐입으로 온베이스 커트합니다. 온베이스로 자르고 있습니다. 사이드는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눈 뒤 첫번째 섹션은 백의 길이와 연결해서 커트합니다. 스퀘어 쉐입으로 온베이스 커트합니다. 있습니다. 백의 탑은 방사선으로 스퀘어 쉐입하여 연결합니다. 사이드의 탑은 두상의 각도로 버티컬 섹션으로 연결합니다. 튀어나와 있는 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이렉션으로 오버 다이렉션에서 연결합니다. 프론트는 사이드와 자연스럽게 커트합니다. 아웃라인을 제거합니다. 섹션은 레이어로 질감 표현합니다. 미들 섹션인 그레이주에이션으로 질감 표현합니다. 사이드는 레이어 질감으로 플랫하게 표현합니다. 섹션은 딥포인트 레이어로 탑의 가벼움과 율동감을 줍니다. 사이드는 평행 라인으로 디포인트 질감을 표현합니다. 이제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보시면 중년 여성분들의 고민인 뒷 볼륨감을 커트로써 잘 살려나게 보이시죠? 그리고 네이프 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많이 살지 않고 백 부분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커트가 된 상태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인위적인 느낌이 들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쓸어 넘을 수 있도록 질감 처리를 하여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